아서라 마 아서라 가진 것 없어도 나에게는 너뿐이더라 혼자라고 생각하면 외롭다가도 우리라고 생각하면 행복한가요 말도 많고 말도 많은 이생살이가왜 이렇게 걸음만 주나 아그에 웃어다면 아서란 말 아서라 가진 것 없어도 나에게는 너뿐이더라